道で拾った道本当に道で拾った그 네? <laughs>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고프의 식입니다 저번에 쿠리코가 비자를 받으러 혼자 일본에 갔다 올 때 인천공항에서 제 사진을 찍어주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이 다 깨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준 마지막 선물이 깨진 핸드폰 액정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쿠리코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짠! 아이폰 13 프로! 그냥 주기에는 또 부끄럽고 하니까 쿠리코가 더 좋아하는 츤데레로 이 아이폰 13 프로를 친츤거리면서 쿠리코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그리고그리고그리고私はあ密着 <laughs> 何しますか私は今編集をしていますおお編集ネイルムーンクリコという今本当に世界的に人気なドラマへなるほどネットフリックスみたいなね <laughs> で拾った道で拾ったえ道で拾いた拾いました嘘本当家ちっちゃんキルコリス拾ったはい道で拾いました見ていいの見ていいですどこケースじゃんケース本当に道で拾った <laughs> あ、じゃあ、ちっちゃくるほら、制限 こ <laughs> じんまりあれこじんまりじゃんあ、ちんあちんこれ私オチが分かったあ、なになにチョコレートとかに入ってるあれおえ、ちんちゃこちんちゃっこよあるミニオンみたい <laughs> ちんちゃじゃないパパちんちゃじゃん 에 난데? 아니 그냥 어 어때? 무효의 논이요 안녕 갈게 그럼 왔다시 다시 あ待ってチャギで本当これいいの 이요 えだって今度高いのしたらこれから私たちこんなムルパプしか食べられない 콩나물 대해주세요 일단은 네, <laughs> 젠부 한번 뭐 잡시대 잘했잖아 ありがとう자기 잘했죠 えーかっこいい왜 멋있어 めっちゃか 근데 뭔가 쿠리코하 아와나이다 合うよ 아와나이 아와나이 合うだって目も大きい 어떠시 오키야 자기 광고를 어떻게 찍지? 그리고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광고를 찍으면 안돼 <laughs> 야,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그룹한테 서프라이즈 프리젠트로 캣대 대화를 카드하게 되는데 이거를 더 빨리 알았다면 더安く 카야카였다더니 私ね茶席内容知らないじゃんあ그죠그죠聞いたらと不하겠 아니아그거아니고今回내가아이폰13프로를쿠리코님사셨으니까쿠리코가코리를리카이시테지기는쿠리코가왔다시니건나오니카테그랬더라어떨까요でも買うのって私も日本にいる時はその au とかキャリアに任せてたからどうやって買えばいいのかわからなかったですよ사私も大体그い、대리점行って買いますんで、うん、最近時代に쿠팡에서도우りま쓰고わかるなんか今まで全部やってくださいってなったのが、個人で調べて買う人が多いよ、うん <laughs> 하잖아 이렇게 긴니쿠만가 세치면 씹었어 긴니쿠만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포인트는 두 개가 있어 아, 두 개? 첫 번째 어. 오프라인에서 야스쿠카오 호호 두 번째 온라인에서 야스쿠카오 호호 거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엽커폰이라고 하는 곳이 돼요 푸콘! <laughs> 아니 뭐가 푸콘이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laughs> 잠깐만요 억수수가 아직도 있어서 엽거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엽거폰? 엽거폰 귀엽네 어, 엽거폰 뭐냐 네이버 카페인데 고주만님 이지도 회원이 있고 쓰게 어, 그렇기 때문에 조호도 정말 많고 신라이가 되기만쓰죠 가장 다이진한 것도 사실 가격이죠 가격 이게 또 가격이 마이니치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도 마이니치 조호가 계속 아, 아따라시 어. 조호가 업데이트 사례돼 계속 업데이트 사례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예예예 예, 예, 예, 박사님 예 박사님 예, 박사님 예 박사님 니텐다 <laughs> 아, 예. 잠깐만요 아예 박사님 예 박사님 그냥 자기가 13%買ってくれてたのよもしここで買っていたらこれより安くなってた可能性があって 그 음. 사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맞아 아. 순대국밥 노래를 했단 말 순대국 국밥충이 여기 있었네 국국과 <laughs> 아, 국밥충이 여기 있었네 먼저 와타시가 스무 지역에 표를 보면서 와타시가 카이타이 기계가 얼마구나 있거나 그런 걸 쫙 봐요 이러이러 밑에 여기가 야스이구나 그럼 거기에 레뷰 카이타이토가 있어요 라이 레뷰 음. 코멘트를 합니다 혹시 이거 어디예요? 그 사람이 코멘트에 오시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요 아 가서 이게 카오 호호입니다 야 혼도 순대국밥 1つでも食べたいもんね순대국밥 먹고 싶다ちょっとでも安く買って 違うのに使えたらいいじゃんあこ그쵸그쵸れがでもオンライン上で調べてってことね 아, 어, 음, 그러니까 온라인 데調べて調べ 가면 て行くのねあオッケーオッケー 아, 만약 온라인 데 봤는데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경식 이 그레이 저요? <laughs> 자 근데 이 표를 보는 게 사실 좀 무식하지 그러니까 이 표를 봐봐 다또해봐 내 표를 보여줄게요 오 기슈 그렇죠 그렇죠 연량 아 256기가 오 근데 これ何 SK, t k t LG 아 캐리어 것도 넣어 통신사 그건데 SK, KT, 시탄이 번이 기변 때하잖아요 음. 번이가 뭐냐면 광고 체인지야 걔 때려가 미세노이트거든 음. 기변은 기계다케 변경 자 그럼 광고 부부가 야스일까요? 기기다케 체인지가 야스일까요? 아 당연히 광고죠 그렇죠 광고가 야스예요 자두 번째 쿠리코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뭐예요? 카페 가면 쿠리코 뭐, 뭐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거기에 핸드폰을 한번 플러스 시켜보세요 アイスアメリカの変動あれちょっと頭でちっかって <laughs> おパジャマ着たから眠いンメリカの笑わない最近 リカのポンメリカああかわいいかわいいでしょなんかそんなチキンの店ありそうじゃないポンメリカのチキンチキンかもしれないいやもうそっちでごっぱチキンにパップコーン먹방かもしれないポンメリカのガーペコミュニティがあ니에요병가입이필요가없어요欲しいものを見て見て買いますされてるんごよポンメリカのいいことでポンメリカのサイトでディスカウントがあるからそれをあじやすく買えるよっていうえさっきはさ、うん、オンラインの中で皆さんの情報を 持ってきてそれをオフラインで買うんかうんオフラインで買うそれ情報だけをもう見るだけでしょ、うん、でここは何がオンラインで그냥買う実際に買うで実際に買うまであ아주아주잘하는군요사장님이좋아하시겠어요사장님께한마디해주세요アメリカンのキャラクターがないなら私が作ります <laughs> どんなのか見てみたいポメリカン여기는특징은내가봤을때되게홈페이지가키레이야미야세이이렇게오일단가격을한번볼게요음만약에지금아이폰13이라고하면음아이폰13프로 아이폰 13 프로가 가장 야스이도가 96만 3천 원이에요 사실은 어떻는지 봐? 자기 요새 갔다 왔다 코코댁 같았더라 순대국밥이 한 천... 見やすいね KT で iPhone13 買ったらこれだよとか、うん、SK私が SK 다 SK 찍したらその会社だけで会社이렇게쭈르륵出るん거야 이렇게 SK 다 이렇게 미야스이죠 근데 여기 본머리 코드는 온라인 다카라 시치몬 또가 참 대기다니잖아요 홈페이지니 자기 렌나코사 끼워놓고 싶다라 지분과 스키는 식한데 뭐 카카오톡 대화 관계 날 건데 소단과 대기로 그리고 나랑 카카오톡 대화 많이 내시겠어요? 한글말을 배우고 싶어서 전화요 아, 전화 그럼 전화 렌슈 하면 전화 렌슈 네. 아테시노모노랑 카오톡기 푸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 네, 여보세요. 포메리코노입니다 여보세요. 포메리카노 씨. 네. 프리코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핸드폰 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추천해주세요. 어, 아이폰 17 프로가 있거든요. 네네네. 가격이 어떠세요? 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싸네요. 네네네. 근데 용량이 얼마예요? 오 용량은 128기가고요 아 네. 하지만 내 남편은 엄청 야동을 좋아해서 뭔가 부족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이 김경식 씨에는 3테라 기가바이트가 있거든요 <laughs> 그거 사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오 건너 건지구나 <laughs> 간다 確かにキャリアにお任せするのは楽は楽なんだけどこうやって個人で調べるとか情報があるんだったらブフェをし家業とか私たちみたいにあれスンデクッパこれだけ食べられたのになとかさあれで저는후회하지않아요어쨌든그리고가이핸드폰으로私타시쓰가타를많이찍어私면최고와타시샷이하나찍어주면서이동私가마무리해볼까요와타시샷진짜